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입니다 드립니다 파이팅 드립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렇게 201위 또 다시 어, 하게 돼서 너무 일단 스트레이트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렇게 201위 또 다시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근데 스테이가 이렇게 저희 음악 그리고 다른 모습을 이렇게 많이 our music. It's not easy to hit um, first place in under 200 in billboards, and so you know this is a big gift, um, and it's all because of our stay.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